음, 이게 좋아 약재 냄새 같은 게 난다. 현지의 맛인가? 엄청 향신료가 많은데 재료가 이미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너무 엄청 진한데? 먹어 이제 먹어보는 거지 근데 진짜 맵다 어 먹어도 돼 바로? 응 그냥 음. 적셔서 먹어 안 죽어 안 죽어 어? 장난 아니야 아 진짜 맵다 근데 맛있어 코가 뚫렸어 역대급 허거야 음. 음. 왜? 너무 맛있어? 음. <laughs> 그리고 허거에 스팸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다. 음. 스팸이지 분들 진짜 맛있어. 근데 왜 멤버 구성은 이렇게 했어? 우리 처음에 허거 먹었을 때 넷이서 갔었잖아. 그때 엄청 합이 좋았잖아. 아 맞아 맛있게 먹었지. 흐름 끊기는 거 싫어하고 어, 어, 어. 뭔가 떨어질만 하면은 바로바로 제깍제깍 가져오고 먹을 때 난 좀 약간 흥 떨어지게 하는 사람 있으면 싫거든. 나널 깨작거리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없스럽게 먹어야지. 응. 잘 먹는 사람들로만. 근데 만약에 나랑 같이 먹는 사람이 뭔가 깨작대고 이러면은 아, 되게 단순한 게 사람이 어 이거 맛없나? 맛없나 보다. 이렇게 되고 같이 막 이렇게 맛있게 먹다가 진짜 맛있어 이게 되는 어. 거야 맞아 약간 맞아 뭔가 약간 음. 보람차다 해야 되나? 실제로 맛있고 맛없으면 상관없어 음. 음. 어. 그리고 약간 음식점 갈 때 둘이잖아 음. 그러면 한 세 개 시키면 약간 거기서부터 흡족하다 해야 되나? 아 어. 소리 이상형이잖아 <laughs> 이번에 만났지 둘이서 네 개 시켰지 음. 근데 쉽게 그걸 말 못하잖아 약간 눈치 싸움 해야 되잖아 만약에 내가 사는 거면은 야더 먹자 이렇게 하는지 음. 되는데 만약에 n분의 1 하건가? 뭔가 걔가 사는가 이러면은 좀 껄러질 때가 많았어. 내가 내는 거면 차라리 더 시키는 어. 게 마음 편한데 누가 그, 사는 거면 어. 아니 그래서 어제도 어. 친구랑 엽떡을 먹었는데 아 어, 소심하게 2인 엽떡을 시키고 중국당면 추가했지 <laughs> 주먹밥에 근데 진짜 떡이 금방 동나더라고 그래서 음. 밑밥 깔았어 아 이거 이렇게 한 번 다시 리셋했으면 좋겠다 <laughs> 친구가 덥석 먹어 똑같은 거 또 시킬까 이러거 아, 그럼 너무 오래 걸려서 하자고 막우동사리 추가했거든 음. 나온 그게지야 이럴 거면 우리 다음부터 삼사이면서 음. 음. 어, 그거 먹자고 그럼 뭐 너랑 양이 딱일 것 같다고 맞아 그렇게 합이 있는 게 중요해 2인역 때 혼자 먹지 <laughs> 맞아 나 그냥 3, 사인 혼자 시켜 아니 2인분이 배달이 안 되니까 아 근데 진짜 엽떡은 뭘까 진짜 그 약간 마라 같은 거야 어떤 맛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 먹고 싶다는 감각만 남아있는 거야 진짜 딱 그거야 엽떡 어. 약간 때리면아 땡긴다 약간 이렇게 버리지 마라탕집이 진짜 많이 생겨서 좋아 음. 음. 그냥 체인 마라탕집 이런 거 먹었을 때 마라 만났어? 나 깜짝 놀랐잖아. 나 바로 망고 플레이트에 1점 날렸잖아. 입뷰나 <laughs> 리뷰 잖아 아니 그 0점 주는 이런 건 없나? 1점 났었는데? 아 근데 나 좀 너무 충격적인 거 마라탕이라고 했는데 그냥 약간 라면 짬뽕? 아, 아 맞아. 진짜 싫어. 마라 맛이 하나도 안 나. 근데 일단 소스 바에 갔는데 재료가 3개밖에 없는 거야. 음. 소스바에 조금밖에 없는 데는 진짜 탈락이야. 맞아, 맞아. 어, 그 소스바라고 할수 어. 그 고수도 없고. 고수 없으면 아, 고수 안 가지. 불법이야. 어. <laughs> 나라에서 금지해야 돼. 어, 그냥 국물이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마라탕이 아닌데 되게 맛있는 맛도 아니고 이름이 마라탕인데 왜 그렇게 바꿨지?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. 음. 아무래도 장사하려면 좀 약간 그런 게 있을 테니까. 근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도 꼭 좀 현지화한 그런 거보다 아예 원래 본연의 맛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. 많은데 그걸 맞아. 모르는 것 같아. 그, 그때 그 맛을 먹고 싶은데. 어, 맞아 맞아.